조금 이제 더 걱정하셔야 될 거는 제가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... <laughs> 그는 지금 어디 있나? GD? Oh, 아, 대화가 좀 계속 매일매일 필요한 시점